지금 90% 정도는 제거됐다고 다 걸렸어 진드기가 근데 걔들은 막 3kg, 5kg 그래요 진정해서 했는데 와 진짜 이게 귀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인가 싶을 정도까지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냥 솜을 적셔갖고 닦아주는 쪽으로 막 귀를 막 첨벙첨벙 하면 조금 싫어할 수 있어서 자, 이런 정도 지금 돌아다니는 진드기는 안 보여요 원해 <laughs> 아가 자 이쪽은 꼬리봐 우리를 가만 놔두지 못하시네요 여기까지만 요 m m h